안녕하세요 싱가폴 테니스 라이프 아미르TV 아미르입니다 혼자서 하기 힘든 테니스 연습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5위부터 1위까지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5위 나름대로 집에서 home training 하는 걸 좋아해서 유튜브에서 home training 그 비디오 틀어놓고 잘 따라하거든요 몸 움직여야 되니까 한번 움직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아 시계를 계속 보는 거죠 4위! 이게 서브라는 게 정말 혼자서 할 수 있는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야 이게 서브만 하려고 그 코트 예약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잡아가지고 1시간 동안 서브를 한다!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또 레슨에 가면 열심히 해요 재밌어요 1시간도 할수 있어요 3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스텝 훈련이란 것도 혼자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음, 5분, 10분 정도면 금세 할 수 있고 warm-up으로도 좋은 운동이 스텝 운동이에요. 근데 잘 안 돼요. 왜 스텝 연습은 필요하다고 너무 느끼면서도 잘 되지 않을까? 1번은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. 어, 그러면 warm-up으로 하면 되지 않냐 사람도 많은데 막 쳐다보고 있는데 너 뭐하니 빨리 와라 약간 그런 눈치가 보이면서 warm-up을 그걸 하지 않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랠리를 하면서 몸을 많이 풀게 되죠 혼, 혼자서 집에서 이 연습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존경합니다 토스, 토스 연습 그냥 정말 공 하나만 있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내 손과 공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그거가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노잼이에요 노잼 재미가 없어요 일단 던져서 계속 던져 안돼 계속 던져 노잼이에요 뜨뜨뜨뜨뜨뜨뜨 레슨 때 한 거 빼고 유튜브 한 번 찍어볼까? 집에서 이제 테니스 그 코트장이 폐쇄됐을 때 코치님이랑 하면 재밌어요 거 던져주면은 프로 선수들 하는 것처럼 나도 던지고 나도 붙이고 잘안 되는데 그 재밌어요 근데 집에서 벽 대고 하는 거가 정말 안 되고 근데 또 레슨 받는 거 비싸잖아요 그 비싼데 공만 던져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냐면은 테니스 레슨을 가서는 사실 physical training을 하는 것보다는 테니스 기술을 배워오는 게 중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초 훈련은 한 시간 안에 그걸 짜가지고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사람들이 무수한 고수들이 나에게 늘 얘기를 해주지만 코치님이 레슨 시마다 이거를 따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지만 잘 안 돼요 한번 다섯 가지 뽑아봤어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이렇게 다른 주제로 한 번씩 얼굴을